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부위다 보니까 급 그 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어, 생각만큼 살이 찐 부위가 안녕하세요 레아트 상해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원장님 봄이 되면서 옷이 얇아지다 보니 다이어트 욕구가 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만들어 놓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씩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 복부, 허벅지 이렇게 세 부위별 케이스 분석을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설명드리는 케이스들과 본인이 뭐 체중이 같더라도 어, 체형이나 뭐 피부 탄력도 스스로 뭐 관리 부분에서 어, 최종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어,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로요. 그렇죠? <laughs> 첫 번째는 팔이네요. 신장 159cm, 체중 54kg, BMI가 21이신 환자분이십니다. 아쉽게도 급격히 체중이 10kg가량 증가하신 상태이셨는데요. 위 케이스는 어, 살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팔의 바깥 부분과 팔을 들었을 때 아래로 처진 살이 고민되어 수술을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팔만 흡입하였을 때 주변 부위, 즉 부유방과 겨드랑이 부분이 도드라져 팔 모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함께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육에 비해 지방량이 도드라진 케이스이며 탄력은 겨드랑이 주위 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괜찮은 편이라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네요. 이후 체중 감량과 운동을 통해 보다 슬림하면서 탄력 있는 팔의 모양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살이 찌면 진짜 멘붕인 것 같아요. 옷을 입어도 표가 안 난다고 해야 하나? 어, 특히 팔의 경우에는 봄,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부위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찌면 굉장히 난감한 부위이기도 하죠 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어, 생각만큼 살이 찐 부위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쉽지 않고요 그런 이유로 상담을 오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은 복부입니다 이분은 신장 166cm, 체중 60kg의 환자분이신데요. 이 사진은 수술 후 3개월 차입니다. 복부의 경우 옆구리 라인과 상하복부에 고루 분포하는 지방으로 인해 슬림한 결과와 허리 라인이 강조되기를 바라셨던 분입니다. 최대한의 지방 정리를 통해 확실히 옆구리 라인을 강조하였고 상하복부가 배꼽 높이 기준으로 평평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 후비 수술 전에도 운동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부분이 확 느껴지네요. 지방흡입 수술은 어, 영혼이 유지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수술 후에 어,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 어,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 예쁜 라인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수술 후에도 적절한 식단 관리, 적절한 운동, 약속, 마지막으로 허벅지입니다. 이분은 신장 165cm, 체중 57kg의 환자분이십니다. 이분 역시 사진은 수술 후 3개월 차이네요. 이 허벅지의 경우 탄력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 고루 분포한 형태의 다리 모양을 최대한 슬림한 모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신 분이었습니다. 안쪽과 무릎 주변의 지방을 최대한 정리하고 앞부위와 바깥 라인에 적당한 흡입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마른 체형의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적절한 식단 관리 그리고 운동 적절한 압박복 착용 및 마사지 등으로 3개월 어, 후에는 예쁜 모양의 다리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라인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지방 흡입은 회복 과정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어,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내 붓기가 가장 오래 가는 것 같고 어, 멍도 들고 네. 그런데 지방 흡입은 단시간에 뿅 하고 완성되기보다는 회복 기간을 통해 더 예쁘고 더 날씬한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흡입량이나 탄력도 후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 주시는 걸로 이렇게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름을 앞두고 다들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하고 예쁘게 몸매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케이스 분석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